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랑 달고나 커피 발라서 먹으려는 누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달고나 k o 이랑 아이스크림이 엄청 잘 어울려요 맛이 대박 맛있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 더 먹을 수 있었어요 아 달고나 커피랑 엄청 맛있고 잘 어울려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